때렸어? 어.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여보세요 안녕 물매야 가자 알지 적어줄게 가자. 감사합니다. 합kill 맞추기 미션 주셨다. 미션? 그러니까 몇킬 할지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거야. 몇 kill 치킬 할지. 아, 어. 수를 현상금 미션 걸게요. 77번 잡으면 각방 100개. 무 감사합니다. 가자. 12kill 치킨 먹고 각방 6 0개 가자. 몰며. <laughs> 거기서 77번도 잡아서 각방 7 0개 가자. 오늘 오케이. 3명, 4명, 5, 6명. 졸라 많아. 3, 3, 3팀? 자기야 나 수영장 갔다 올게 오케이 수영장 하나 기절 언니야 어? 사람 살리 잠깐만 나 글로 가고 있어 언니야 수영장 두명 있는데 이쪽으로 뭐다? 나 글로 가 여기 한명 있긴 있다 왔다 왔다 어 nice nice. 우 여기 다 잡았어? 여기 세 명 잡긴 했어 수영장 두 명이야 오케이 애들 많다 아직도 남았어 얘네 기절이었거든? 언니야 내 앞에 내 앞에 어 째줄게 둘내 앞에도 있다 걔는 딴 애다 응. 여기 커다커나 떨어졌거든? 개초라서 뛰어내렸다 그러면은 언니하고 오른쪽 가고 내가 왼쪽 갈까? 아니 같이 가자 한 명 죽으면은 안 돼서 그냥 가자 어. 간다 언니야 간다 와 출발 뭔가? 내려갔다 발소리 어, 아, 걔 무서워 월매야 무서워 <laughs> 언니 나 진통제 하나 줄게 보인다 야, 아, 여기 주스 nice. 언니 우리 kill 너무 많이 했어 큰일 났어 아니야 요즘 아무도 안 하면 돼지금부 숨만 쉬고 있으면 돼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kill이 없어서 허덕이는 것보다 얘네 어, 얘네인가? 아 이거 잡으면 안 되지 않나? 1킬까지 <laughs> 해도 괜찮아 오이메야 1킬 1킬까지 해도 보인다 어? 어? 77분 기절이다 77분 기절이야 얼메야 잡... 77분 어디서 기절이고 보기 아니야 보기 아니야? 어, 거기 죽었는데요 언니야 팔각정이다 팔각정 언니야 내 1층에 폭가 볼게 어 내가 째고 줄게 아! 아! 아! 아! 언니야 2층에 있다 2층 2층 언니야 2층에 폭가 좀아 선이야 폭가 좀 기다려봐 거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안방에 있어 안방에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<laughs> 살려줄게 기다려 잠깐만 얘 잡고 살려줄게 언니야 아, 딴 데서 쏜다 아 어떻게 울면 미안 언니야 나 물고나무 소리 보여줘 뭔가 절하는 것 같아 <laughs> 저자 여기서 다리도 짜 와, 너무 야해 <laughs> 어, 너무 야해 아 <laughs> 너무 야해 언니야 어디 쪽으로 내릴 거야? 나 십자가 나와 여기 음. 이번 빈두팀 두 팀 우리 다, 다 우리 동시는데와 뒤에 또 따라온다 월미야 나, 미, 나 죽었어 월미야 아나 살았다 내가 봐줄게 응. 어 안되는데 어. 저좀 때렸어? 아, aim 지린다. headshot도. 어떤데, headshot. <laughs> super save. 77번이야. 근데 아직 안 보였어. 아니, 너냐, 나 진짜 꿈에 77번 나올 것 같아. 소리 nice. nice. 와, 놀랬다. 34번. 이쪽이 아, 어? 어, 오케이 알았, 알았디 네 잠깐만 어, 천천히 먹어 온저 끝에 있어 왼쪽으로 크게 돌았나? 내가 왼쪽으로 크게 갈게. 돼. 고춧가루 때문에 같이 달려. nice! nice!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아싸. 아싸. 손이 안 보인다, 월매야. <laughs> 손이 안 보인다. 어, 아니야. 왜? 블랙은 또 나왔네. 14kill 각이네. 아니야 지금 몇 킬이야? 한 5kill? 4킬? 언니야 살아! 나이스 미쳤다 <laughs> 차? 어 월맨 오른쪽 사람! 어? 어? 어? 아, 아 달려! <laughs> 아 그래? 아니 뭔가 나무 같은 거 맞더라고 77번이 언니 하나 내면 어떡해? 그러 어쩔 수 없지 <laughs> 잡았다. 하나 왼쪽. 아, 번 잡자. 보인다 여기. 찍어놨어. 나무 뒤에 있거든? 어 미안 나 죽었다. 아, 나 괜히 까불었네 가고팔았대. 그러 천천히 아, 나 죽어줬다. 딴 애가 잡아줬다. Nice 언니야 바로 살릴게 어 살리거라 바로 탈게 야, 언니 연막이 없거든? 타서 내 구상 먹을게 타, 타면서 안 죽으면 안 보인다 76번이 11번 77번 어 77번 왼쪽이다 어, 왼쪽이다 왼쪽 어, 저기 가자 125번 얘 버려 얘네 버려 수집은 잡아야 돼. 다 필요 없어. 정, 확히 어디 쪽이었어? 킹덤 어... 아니 여기쯤인가? 이분쯤인가아 어, 쟤다 쟤다 쟤다! 어떻게 울면 어떻게 차로 치지는 못할것 같아. 저기 있다 보인다. 사보고 가면 사보고 어떻게 못 잤어? 어떻게 울면 잠깐만 내가 얘만 어떻게 해줄게. 로보 짠! 예! 신난다! 예. 아, 미쳤다. 이게 뭐야? 꿀, 꿀. 나이스. 다음에 뒤집어주는 줄 알았어. 써봐. 출발합니다. 막로 안 해? 응. 출탄. 여섯명 어? 이제 우리 네명 다 잡아야 되는데? 월면 <laughs> 큰일 났어 쟤는 잡으러 가야 돼 근데 우리 4 kill 남지 않았어? 어 맞다 언니 우리 4 kill 남았어 어 여기 아까 그막 그 길리는 한명 더 있었거든? 근데 ghillie suit가 혼자 아니야? 1, 아니야 두명 두 명 같은데 여기? 두 명이었어? 있다 보인다 저기. 확인 Nice. Nice 좋았다 Nice 아니야 나 뛰어갈게 어난 타고 갈게 쟤네끼리 아, 싸우면 발 발견 발견 아 언니야 내가 죽었어 내가 막아줄게 어! 아 타지면 안돼 어, 어. 핀 찍어줄 수 있어? 핀 아가 온다 온다 온다 어, 있다 나 어, 1번 핀 쪽에 있다 어, 보인다 우리한테 뭐 까는 것 같아 차 타, 다시 타? 어. 타서 먹어. 어, 나아져 어, 어, 어, 왜 나, 왜 나? <laughs> 왼쪽. 쟤를 먼저. 언니야, 피가 어, 피. 안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내가, 내가. 이쪽으로 왜 내려? <laughs> 어, 잡았다. nice, nice, 한 명. 어, 여기 다 엠방이야. 엠방이야. 나무도 있었던 것 같은데, 여기? 언니야. 어? 차로 빌자 가자. 가자. 간다. 가자. 출발. 출발. 있다 있다. 있다. <laughs> 꽝. <laughs> 이제 어디 갈 건데? 내가 왼쪽, 너가 오른쪽 맡으면 되겠다. 갈까? 하나, 둘, 셋. <laughs> 나이스. 아 미쳤다 또겠어또겠어와 아, <laughs> 나이스